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너를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에 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예넌 예, 예. yeah, yeah,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y 예, yeah, 나 살아가면서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건 보다 과거로 두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던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매 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oh, oh, scenario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